아 밥 먹으러 갑니다 진짜 아, 맛있는 국밥 아... 응? 아, 뭐야?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무대에서 잘할 수 있죠 우리 댄스 형들 중에서 추천해준 집을 가주는데 <laughs> 과연 그게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실수 2니다 택배를 보낼게요. 택배를 보내. 아, 어, 뭐야. 아, 여기다. 어? 오! 어, 어, 다 그 어, 보내? 장난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잘 맞아요 영민 형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최고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다 장난기 있는 너무 백성을 먹어도 돼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게 우리 아이디어였거든요 가위바위보 네. 그서 뭐 어? 제가 어? 다 보내? 그러면 영민이 형이 어 그러면 GS25에서 보내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야 일단 들어가시고 받아보러 갑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형 지금 발토제 먹어가지고 지금 걸음이 늘어지고 오! 와 대박이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뽑아줘 이거 액션 토끼 <laughs>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이거 멘티스 어, 안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아! 아! 지금 이거는 영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게 목숨이 걸려있어요 어? 모르겠다 오! 어, 대, 대충 야, 한, 됐다, 됐다, 됐다, 아 대충 한 건데 가자 옆으로 좋아! 어? 밀어! 밀어! 아, 아, 아. 밀으라고! 아. 어! 어! 어! 뭐야? 어! <laughs> 뭐야 이게 어? 가자! 가자! 어, 밀어! 밀어! 아. 밀어라! 아. 오! 어, 야 떨어졌어. 좀만 더. 자, 프링글 사람한테 잡은 거 좋아 좋아 좋아 아, 아잘 나왔다 야나 신이다 이제 드디어 자 가자 가자 아 스트레스 Let's go, 딱 떨어뜨려 그치 아. 아, 어? 뭐야 뭐야 프링글 한번 더 그치 그치 어야 됐다 됐다 됐다 그치 설마 옆으로 떨어 오!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어 야이 남은 5천원의 목숨 오! 음, 오! 오! 좋아 한 번더 자 가자 네 어? 아직 남았는데? 얼마였으니 여기다가 그냥 살아 도망 갔어 그러니까 잠을 잡자 그치 그치 이제 뜻대로 틀어요야 안돼 이거 먹으면서 가야 되겠다 이거 솔직히 이마, 이마 쓰고 자랑할 건아야 들어갈 텐데 뭐래? 아, 아. 그러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우후 네 아쉽게도 바다를 조금만 구경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무대로 가야 되니까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되니까 제가 항상 부사로 와서 항상 일만 하고 하는데 오늘은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팬미팅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를 듣긴 했지만 우리 가네 분들의 응원 소리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가네분 덕분에 부산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고마워요